먹어 기운 차려야지 어. 먹고 기운 차려 일단 약 사다 줄게 사다 줄게 기다려 기다려 하지마 먹어 먹어 엄마 먹어 먹어 嗯，包包。 옆에 뭐약 붙어 먹어 어 먹고 빨리 낳자 언니가 약도 사올게 밤이야 파미